Gracias. 가시니까 잊지 말고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너무 가깝게만 까이안 맞으면 되죠 많이 긁어요 여기? 어, 많이 긁지는 않고 하루에 한두 번씩 그냥 가끔씩? 아 그러면 일단 네. 적어도 이렇게 정도는? 막, 만약에 기가 나쁘면 계속 응. 긁어요 어, 그렇진 않아요 네. 네,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아, 해줘요. 네네. 네. 이게 네. 네. 뭐 알러지나 이런 것도 많아요. 음. 음. 그 좁다. <laughs> 아, 잘 맞네. 맞았고요. 이상이 목욕 안 되시고 혹시 얼굴 붓거나 토하거나 이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러지니까 병원 바로 내주게요 네, 감사합니다.